저 처음 들어. 네. 있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승리를 예, 원하시다면 힘찬 응원의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롯자이언트킥 말씀드리겠습니다. 킥이킥 2박 2일에서 3층니다 Thank you. Yeah.

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